드립니다. 휴대전화를 사용하실 때에는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통화를 오 이거 유리야 어. 머리 봐. 어, 그래? 방어 한 마리 25,000원 우럭도 있다 물자리 치 저쪽에 한집 아니요? 한집데 저희가 요즘에는 るんか